모든 일정은 계획표에 짜여진 시간에 맞춰 시작하고 끝이 나고 주어진 일정 이외에 어떠한 행동도 금지됩니다. 금지됩니다. 고생 안 시킨다면서요. 여기 계시는 분들 각오하세요. 각오하세요. 어, 아 진짜 열받아. 저 안 될 것 같은데요. 최내신 죄책감 가지라고. 가지라고. 왜 그랬냐면 어째 찍지 마세요. 아니야 글렀어 내 생각에는. <laughs> 아니 휴식을 줘야지. 배달이 안 되는 지역이에요. 그래서 아니 빨리 빨리 빨리 가세요. 빨리 가세요. 무서워. 달달달 떨어져 그냥. 일반 힘이 너무 세. 야 K 아시잖아요 유들이 없는 거 <laughs>